똥꼬발랄 차차 차차 갖고 와 차차 갖고 와 차차 갖고 와 차차 오케이 어? 오케 그렇지. 한국 구워줄 때. Nope.